멸치 다 먹었다고 지금 자리 옮긴 거야? 멸치 다 먹어 태비 멸치만 먹지 말고 밥도 먹어 누나가 먹을 게 없잖아 태비야